Are you looking for good quality and affordable K-pop merch? Then kpopshop.com is the place you are looking for. You will find a variety of high quality K-pop merch. From albums and light sticks to t-shirts and hoodies. It's like you're in K-pop heaven. Find everything you want at kpopshop.com. Use my code BANG1010 at checkout for 10% off on your purchase. Click the link in the description. Now let's get on with the video. 아무 소리 안 나는데. black hair. That's actually like I would actually really like to try. I don't know. I think it'll just be one day I'm just gonna be like, yep, I'm over it. Let's dye it. But not yet. I'm still enjoying my blonde. 가위바위보 <laughs> <laughs> 하는 거죠? 아, 안 되면 친구 가위바위보. 개. 다섯 개만 합시다, 다섯 개. 어, 네 맘대로 줄여. 아, 일곱 개, 일곱 개. 아, 야, 여덟 개. 하나. 찍으면 안 되는데. 둘. 셋. 넷. 네. 우리끼리 이걸 왜 하는지. 뭐, 아, 너무 재밌다. 얼마, 얼마, 얼마, 얼마. 돼, 돼, 돼, 돼. 그서 돼, 돼, 돼. 아, 돼, 돼, 돼, 돼. 형이 입이 작구나. 어. 아, 남자, 너 이거 집어넣으면 이제 다 막 도토리처럼, 이렇게 도토리 깨문 다람쥐처럼 이제 귀여워가지고. 오. 어. 됐다, 됐다, 일곱 개. 나남편 잘생겼네. 어. 어. 여러분 뒤에 귀신 없습니다. 저는 귀신을 본 적이 없고요. 지금 이 순간 이 V 라이브를 하면서 귀신을 처음 보는다면 favorite physical feature. 아. I love my eyes. I love my skin. Skin? Yes. Yeah. I love my skin. I love my face. <laughs> Flashback. When I go uh, store, um, my fans, oh, worldwide handsome. Yeah. <laughs> yeah. Enjoy enjoy Yeah, I'm enjoy. Yeah, I'm worldwide handsome. Yeah, hello. End of flashback. worldwide cutie guy. Yeah. I love my thumb. Okay, okay. I love my finger. Finger. Ah. Yeah. Dice. Dice. It's a strong man. It's a strong man. Oh. Yeah. Oh. 저기? 잠깐만요. 야, 갔다. 갔다. 어, 또, 또. 갔다 와. 안내민 거 가위바위보, 가 뭐? 뭐? <laughs> 가지고 올게요.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아, 슈가 슈가 슈가 슈가 슈퍼맨처럼 날라. 아, 아, 아 슈가. 제가 슈가를 드는 사람입니다. 진짜 재밌었어요. 볼까요? 또잉 Of your life, what would it be? 아, 이거 닉네임도 읽어요? 이거 닉네임 읽어요? 닉네임 뭔데? 어. 와우. 너 네. 햄버거가 무슨 색인 줄 아니? 햄버거요? 버건디! 버건디!